여은이 저녁 뭐 먹고 싶어요? 카레밥. 카레 먹고 싶어요? 네. 내일 먹으면 안 돼요? 싫어. 알았어, 그럼 아빠가 맛있게 해줄게. 기다려. 아, 참고로 저도 예, 연애 시절에 두 번, 세번 이거 갖고 인정 많이 받았습니다. 오, 어, 나도 오늘 여은한테 인정 받아야 되겠다. 지금의 아내분께 13번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이거 해줘서 나에게 나의 인정 필요 없어요? 오늘은 통목살 카레 냠냠냠 파프리카 감자는 꼭 넣어야 돼 오늘은 통목살 카레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! 백종원 선생님의 통목살 카레 라이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재료 중에 파프리카 없으면 토마토 넣고 하면 또 다른 풍미가 있다고 해서 sub로 토마토 넣은 것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럼 일단 오리지널 먼저 아, 통목살 썰어야지. 큼직큼직하게 와 이거 저처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한 200% 만족할 카레 와 대박 와카레 이렇게 통고기를 진짜 잘 어울려요 그러면 빨리 비벼서 다 이렇게 비벼가면서 먹어요 야 파프리카랑 와 파프리카 진짜 와 어, 파프리카 엄청 잘 어울리네 진짜 완전 또 다른 맛 아, 그러면은 파프리카의 대체 재료인 토마토도 한번 먹어볼게요. 오! 기대되는데. 근데 사실 제가 토마토를 좀 좋아하거든요 케찹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<laughs> 와, 이, 어, 야. 와 토마토도 엄청 잘 어울리네 완전 진짜 다른 요리가 됐어요 오 당근 왜 이렇게 맛있지? 신기하네 저 원래 어렸을 때는 카레에 들어간 당근 싫어했거든요 근데 맛있네 어, 이거 어차피 그 파프리카는 맨 마지막에 넣고 살짝 이렇게 익히는 거라서 혹시나 이 두 가지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레 다 하고 거의 다 했을 무렵에 조금 덜어내고 하나는 파프리카, 하나는 토마토 넣고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드신 다음에 취향껏 그 다음부터는 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토마토가 엄청 상큼하니까 음, 진짜 되게 다른 요리 느낌이고 엄청 깔끔하네요 음,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고 자세 한번 뭐 볼까 김치도 엄청 잘 어울린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은이 저녁 뭐 먹고 싶어요? 카레밥. 카레 먹고 싶어요? 네. 내일 먹자. 내일 먹으면 안 돼요? 싫어. 알았어 그럼 아빠가 맛있게 해줄게 기다려. 예, 연애 시절에 두 번, 세 번? 이거 갖고 인정 많이 받았어요다 오, 나도 오늘 여운이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. 지금의 아내분께 두세 번 정도 인정을 받았대, 이거 해서. 아니면 버터만 뭐 사용해서 해보시면 나에게 나의 인정 필요 없어요? 아니, 자기, 자기 인정도 필요하죠, 이거잘 활용하시면. 아뭐 아, 칼이 들어간 자국이 없는데? 은이랑 후추 매워서 못 먹으니까 소금만 네, 빨리 먹고 싶어요? 이제 거의 다 됐지요. 짜잔. 응? 어디요? 아 여기 안 보이는구나. 네. 알았어. 여기 하나 먹을래요. 아 그래 먹어요. 브로콜리 아니고 파프리카. 아 괜찮지? 마지막에. 왜 와선 모양이 정말 제각각이야. 할머니 이제 밥 담을 거야. 다 만들었어요. 드시러 오세요. 영훈아 가자. 아 맛있겠다. 아빠. 네. 물도 세요 물이요. 네. 음, 잘 먹어줍니다. 네, 맛있게 먹어요.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누 엄청 좋다, 그치? 아, 맛있다. 맛있어? 누나 먹어본다. 고맙습니다. 어때요? 인정합니까? 응 맛있어 <laughs> 음,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지네 그죠? 응 음. 음, 너무 맛있다 어 이거 섞어주세요 섞어줘? 왜? 아 뜨거워 엄마도 뜨거웠어 방금 오호 브라사 열심히 먹어요 싶고 네. 엄청 많이 담아더라고요 진짜 담을 <laughs> 수 있을 것 같아요 아, 네. 여은이 다음에 또 해줄까요? 네 아빠 다음에도 맛있는 거 보고 따라해서 만들어줄게요 네 음, 아빠 엄청 잘한다 그치? 아빠 여은이 이거 다 먹고 이거 또 주세요 응 알았어요 또 있으니까 또 먹어요 네 별. 기쁨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예원이.